안녕하세요 바쁜 남자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네그로스 섬의 최초의 가톨릭 대학교인 UNO-R 대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Agri Day라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요 필리핀 대학교의 주요 전공 중의 하나인 농학 agricultural 학부 행사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학교 전공은 경영학과 교육학이 인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대 IT 농업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축산업 animal science는 농학학부 푸드, agriculture science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업 전공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This building for the IT engineering. e n g i 아, t r Di ka sir, kanto ka mo to karon? Ay, lantaw ko lang. <laughs> At ah, sige sir. Good morning. Oh, yeah. Have sis. This is Grace. This is my classmate. Uh, same, same class? Uh, same This is Grace. This is Jane. How many classmates do you have? 18 or 19. Eighteen. One class? No, 18. One eight. 18. One eight. The law school. Agriculture. And this they have, they wear shoes. Huh? Oh, they have the referee. Oh, the referee are also Is friends. it competition? Uh, yes, it's student maybe. First year students versus alumni. 오, 신입생들, 재학생들. Indonesia. It's a fresh, fresh New Zealand. Every time. So you know our l a s a r uh, West Negros. West Negros. Only three. 아 university. Uh, three universities. First three university 중에 하나인 윤활께 와 있습니다. Take video. Second year, fourth year. Hello. Take a video. This is Maya. This is. Sino ko? Grace. Ay, may Marian. we, we back. See you. Now, medyo may mga pagbabago dala sa mga. 전부 전부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야. You know every all your friend, right? They know me also, but I don't know. 네, 학교를 여긴 초등학교. You start schooling here from kindergarten. 5 years old. 다섯 살 때부터 여기 학교를 다니니까 여기 선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뭐 여기 어린이 학생들 전부 다 아는 거죠. 지금 얘도 여기 졸업하고 지금 That's for elementary school. 벌써 다 졸업을 했는데 아 저, 저쪽은 저쪽은 또 elementary school이래요 학교 초등학교 저기서 다 schooling을 다 하고 뭐 그냥 집 같은 곳이죠 학교가 So anyway, let's discuss about the trees. The tree is my age, older than me, older than me. 얼굴 되니 얼굴 되니 This is mango tree 인젠 맹고. 인젠 맹고. It's sour. Ah, sour. The green mango. Indian, Indian mango? Ah. Engineering building older than me. My mom's classroom. 자기 학교 자기 학교 내가 놀러 왔더니 신났어요 신났어 막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피곤해 죽겠네 어? 어, we need to check? No, no. The engineering department gave that to my mom because So my mom just stay there for the whole day. Students come and go. 블랙핑크 블랙핑크 노래 나오고 맞아 이 춤춘다 저기 애들 친구랑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비 까네 날씨가 조금 흐린데 그래도 땡볕보다 낫네요 비가 아까 비가 쏟아 쏟아 부었었는데 지금은 비가 별로 안 와서 비는 안 오는데 햇빛이 없어서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아 morning. Hi, Good morning. nationality. Morning, Doc. Inang Korean, yan. Sino, Hello. Good morning. This is JD. This is Dr. Akaba. Doctor Kaba. Good morning! We love it. <laughs> Celebrity. Yes. She's celebrity. Pretty Pista. Buka ito ano, bilin ano. Bilin na muna. Bilin na muna. Nandog. Mga bang bilin. Bilin na ano? muna. Wala, na muna. Ah, Ano kami daw bang kusay. the boys yan, nandog. Ano, mali nga. Giman? Pero ang fresh. Kami na daw yan. Kaya, dupos mo. Carabao. Carlo. Nickname. Them. Sapa. Hi. See, I can remember rice. I cannot remember. The chickens are just there. that rude? Excuse, can I take this one just for the taste? Salamat. Oh, thank you. uh, pork blood, right? Pork blood. One, yes. Yeah. This one also similar. Yes. What difference? The cook. <laughs> How to cook? It's uh, seriously, it's uh, lightly. 같은 사람들 May fungi. Inside? What is inside? Uh, lemon, lemon, lemongrass. Lemongrass. Oh. For the for the smell, flavor, flavor. They do. Make a small. Really? Really? Brilliant for what?